긴장했다. 긴장? 긴장? 긴장 했어요. 했어요. 근데 뭐 기뻐요. 미션 클리아 기뻐요. 어? 감사합니다. 아리가도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.